않지만 고개 돌려봐요 두 손에 가득 찬 걱정에 지친 하루 끝에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 내 손을 잡아 많이 서툴지도 몰라 옆에 꼭 있어줘 힘들지도 몰라 그땐 꼭 안아줘 너와 들려줄게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들려줄게 가장 깊은 어딘가 떠날까 네가 말하는 곳 어디든 데려다 줄게 깊은 바다속에 갈까 높은 하늘을 날아 구름 위를 걸을까 많이 서툴지도 몰라 옆에 꼭 있어줘 힘들지도 몰라 그땐 꼭 안아줘 너와 함께 가고 있는